자 우리 마지막 참가자죠 그럼 네. 오, 북인천정보산업고 이학년 학생이고요 중창 4인조 에이토믹의 네, 어 이분들도 창작곡이에요. 창작곡 에이토믹. 에이토믹의 에이토믹. 야, 와, 와, 그만. 야, 안녕하세요, 에이토믹입니다. 멈춰줘 모르는 날 힙합쇼 시작 크리스마스에도 가끔 아마 새끼는 태어나 느끼는 스레노스 텐트처럼 나 쿨가 지금 무기 쳐도 서로를 일으켜 저 반초 뒷부 아래 줄에 앉은 꼬마 여자아이처럼 한고 외로워도 내 친구 뿐만 현재 내 애정인 한 나는 절대 아, 마이크폰 눌러지 않지 진실의 삶을 찾고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이제 직접 찾기 원하다면 속을 니들 머릿속을 한번 들어봐봐 한번 물 신나게 살아봐봐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뜨거운 열정같이 명 그리고 my life 이준 마이크로폰 하나만 이름 DJ 베이머스 DJ 하 아, DJ 베이머스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짓거리냐 해바라기 요 힙합 바라기 시점명도 몸이 비켜 미쳐 힙합에 미쳐 너 히든 마음을 캡처 너 히든 마인드를 고쳐 땀을 흘려 거친 바드 그 인생으로 포기를 모르는 삶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나이 마이크로 我苏。 괴로워도 버티고 또 버텨 아직 너는 아마추어 래퍼 아마 나는 돈쓰기도 래퍼 오늘도 나 슬퍼 잃어봐 my s t o 언제나 외쳐 미터처럼 최소 진대 왜널 방해 이참한 내 시대 어쩔수가 없네 재밌게 미친거리다 마이크폰을 손에 쥐고 거침없이 스테이지는 내가 원하다내지는 말고 긴거 남을 때도 난 역시 아마 래퍼 와와와 MIC 이제 내가 MIC 그런 식으로 랩을 해봤지 아까 보낸 짐을 맺지 아직 그냥 거침없이 잘 지금의 내 모습은 마치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와 같이 셋서 쓰러져도 다시 새벽 일어나 그러다 그러게 반복하기 며칠 아침은 어김없이 다시 오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적을 겹치는 바둑 같은 이치 너와 나 그리고 애조미 이들이 있기에 무서울 게 없다 아무리 버티고 버텨도 자기 힘들어 기억해 힙투더 힙합 올스타 공부를 지지시도 못해 전력과 점수점을 썰어버려 비가 발목본에 서대 내가 경험한 에가 정말 추웠다 고바 각자의 낚 hey, t o m m y hey, Tommy I say hey, you say Tony, hey 인천 music and 인천 제15회 청소년 가요제 참가자 15팀을 다 만나봤습니다. 네. 아,